이거 뭐야 이거 진짜 어, 한 마리

뭐야 저 휘퍼 죽었네? 자, 이게 큰일 났다. 이것만잘 들어가면 이기겠다. 와, 핵을 쏘고 치네? 핵을 이기는 코크가 살찐 건가?